나는 거의 그냥 안 불러야 돼. 나는 그러면 차라리 그 책... 그럼 난 좋아하는 노래나 불러야 되겠다. 좋다. 저는 에스파님들의 세비지 불. 야스야. 나 이거 춤 몰라. Oh my g o s don't you know I'm a savage? I'm a killer, 널 killer 아직도 가리고 환각을 펼치는 fella We holla 두렵지 않아 넌 they don't wanna no fake of me Got everybody mock up to me 수치를 느끼 멘탈을 흔들어다 사들은 같이 묻어진 애를 덜 넘는 They don't 주고받은 정상 Give me now 찌찌찌찌 기준 내가 너를 잡아 now I'm a sad Give me give me now give me give me now 찌찌찌찌 너의 말이 보여 네 약점 알고리 Give me give me now 别放了。